Thank 돌고래 요 앞에 오 옆에 있어 와 진짜 사람들이 그냥 놀았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그냥 놀자 아주 좋네 아, my 아, wife. 아. 먼저 해야. 와.